추운 날씨에 뜨끈한 집밥 김치 콩나물국입니다. 밥을 말면 김치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서 뼛속까지 녹는 술 먹고 다음날 해장국으로도 최고인 거 아시죠? 자 저는 완전 초간단 레시피로 오늘 시작할 건데요. 맹물에 멸치 한 줌 넣고 그냥 끓여주세요. 재료는 간단합니다. 콩나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. 자 김치 자 그리고 팁 김치 국물 3큰술 참치 액젓과 소금 조금,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, 파가 필요합니다. 멸치는 10분만 끓여서 다 깨끗하게 건져낼 거고요. 자, 멸치가 끓여서 나온 육수에 김치와 또 준비한 콩나물을 다 넣어줍니다. 자, 저 요리는 쉽게 하는 게 특징이죠. 자, 그리고 이 국의 핵심은 바로 준비한 김치 국물 3큰술인데요. 이 김치 국물에서 시원한 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. 소금은 김치 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반 스푼 정도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센 불에 한번 푹 끓여줍니다.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 액젓 한 큰술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요리 끝이고요. 참치 액젓 굉장히 좋으니까 사두세요 여러분.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반 큰술과 대파를 넣으면 요리는 완성됩니다. 자 엄마가 해준 깊은 그 맛이 나고요 여기에다가 밥만 넣어서 끓이면 김치 꿀꿀이 죽이라고 해장에 좋은 죽이 되거든요 자 해장을 위해서 끓이면 사랑받겠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그냥 밥을 말아서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푹푹 떠먹는 맛이죠 사실 제가 해장을 위해서 많이 끓여 먹는 국입니다. 자, 휘리릭 마리쿡 쉽게 집밥 해먹는 이 맛 또 올게요.